시간.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아니야? 씨 미디움 레어가 아니라 뭐야 레어야 그냥? 이안 쓰죠? 약간 좀. 진짜 안 울었다. 진짜 안 썼네. 뭐 그냥. 얘 맨날 있는 그 그거 하는 거 있잖아. 아, 몸을 풀어야지 몸을. 어? 지방 엄청 많은데 기름? 아, 아니 뭐. 어, 잠시 빼긴 하다. 진짜 아니었는데? 내가 형이 필요해 보이 누가 이거 다 지방 덩어리잖아 이거. <laughs> 간다! <laughs> 잠결랑 바로 이거 가서. 아, 오케이 어깨로 간다. <laughs> 어? 밖으로 어? 어? 올가지도 않아. 아, 이거 있지 않냐? 예? 이거 있지 않냐? 다 잊혀 지명이 안 거.